うさこんにちは。の名も。アミ。プラス。BTS。わあ。えトと。イエーアミの皆さんと長い時間を一緒に過ごしてきましたが、今でも一緒に一緒の鮮明に覚えています。あは。イエーあ、コーナーアミには。あ アの皆さんとディテスはいつも一つという意味が込められていますこれからも網の皆さんを近くに感じながら僕たちも頑張っていきますアの皆さんが言ってくれたからこそ今のビテスがいるのだと思いますはい唾をつないで応じてくれるアミの皆さんの日常を体験してみたいと思います最初の B さんは大家主福井です 야 이렇게 아미분들이 이쁘게 만들어서 콘서트에 가져오시고는 하죠. 이 볼 때마다 매번 감동입니다. 이름 같은 거 좋아하고. 그렇죠. 저희가 항상 아미분들이 저희를 응원하기 위해. 자, 위 러브 아미로 만들 거예요. 애 F차 만들어준 주 것처럼. 이번에는 저희가 아미 분들을 향한 응원과 사랑의 메시지를 담은 무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W e, e 하트 A R M Y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Let's get 네. it. 아 지금 여름이라 너무 덥네요, 그렇죠? 아 너무 더워요. 지금 이 옷 다 벗어버렸어요. 아 너무 더워요, 그렇죠? 옷 다 찢어버리시네요. 아, 아 더워. 정말요? 아 더워. 아, 더워. 아, 더워. 아, 이건 뭐지? 이 스티커는? 아 검은색인 줄 알았는데 파랑색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죠? 같은데요? 그렇군요 이 뭐 해야 돼? 네. 아 다들 집중하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네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약간 뭔가 에펠탈 느낌으로다가 해볼까? 자, 다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연아 네, 씨 굉장히 잘하고 있죠. 어마어마합니다.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부채 보면 항상 이제 약간 가위바위보라든지 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총을 쏴줘, 뭐 윙크 해줘 이런 것들 가위바위보 하자. 아 뭐야 이거 파란색인 줄 알았는데. 혼잣말을 해 아 김남준 간드러지는 저 바이브레이션을 들어보라고 Turn up 나 심장이 없어 그게 왜 심장이 없는 거였지 근데? 그러게요 그래서 아픈 걸 느낄 리 없어. 아, 아 이 친구들아. 어? 덥지 않아요? 어, 아, 피디님의 약간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그 직설적 가사에 아 더워. 아, 서로, 아 더워. 서로에게 아 더워. 아주 우정이 넘치는구나. 아, 시겠다. 아 더워. 이게 어떻게 A야? 아 A 아닌데요? 인데요? 아. 아 이거 어떻게 E야? 아이 20g 찾기. 왜 그럴지 잘 모르겠긴 한데. 자, 다 끝내갑니까, 여러분들? 아, 끝났어요. 잠시만요 가장 보고 싶은 플래카드 하나씩 말씀해 보시죠 저는 그 얼굴 부채 아 얼굴 부채 아 맞아 <laughs> 얼굴 부채 눈에 너무 잘 띈다고 그러니까요 그꼭 보여요 그거는 투어 때마다 이제 네, 바뀌잖아 또 보여요. 다들 그 우리 MD 굿즈 찍을 때자 네. 부채 촬영 들어갑니다 이러면 졸다가도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아, 아 이거 집중한다고 야, 뭐. 이건 잘해야 돼 네. 맨날 기사에 나오는 거라고 네. 얼굴 부채가 항상 어렵죠 그러니까 일본은 되게 그 부채를 많이 만들어 오시는 것 같아.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약간 문화인 것 같아요. 한국은 슬로건. 그렇죠, 슬로건. 한국은 슬로건.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끝내죠 자, 다들 완성하셨나요? 네. 각자 부채에 대해서 설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윤기 씨부터 한번 해보려고 자, 했습니다. 저는 W입니다. W. W. 아, 와, 심플하네요. 와. 보라색. 어 좋아요 좋아요. 근데 정국 씨가 2인가요? 인데 정국이가 2죠. 여기서 2를 찾아보십시오. 어, 저기 어, 2가 2인가요? 어 보이네요. 이게 2 아니에요? 아 여기 있네요. 착시입니다. 아, 글자 네. 아니, 색이라도 좀 다르게 해주시. 이네요. 아니 색 다르게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었어요. <laughs> 자, 오케이 그다음 하트입니다. 예 네, 무난하죠? 오 제이오 에펠탑이야? 아니 저는 뭐 약간 도쿄 다 <laughs> 미안하다 <laughs> 네, 네 여튼 뭐 탑 느낌으로다가 <laughs> 이렇게 했고요 A입니다 A 약간 모방한 네. 탑 같긴 한데요 네. 저는 R입니다 R 이게 예, 디테일이 달라요 여기 끝부분이 그 태웅 씨 한번 봐봐요 이거 로켓단 아니에요? 자 네, 저는, 저는 M인데요 하트로 M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 뭔가 고양이 같기도 하고 하트로 가득 채웠습니다 M을 하트로 만들어 봤습니다 하트는 일본어로 하트 자, 저는 이제 와인. 은 마무리니까 또 멤버들 일곱 명을 넣어서 와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오, 네. 와, 그게 근데 왜, 왜몇 명이죠 여기? 하나, 둘, 셋, 넷. 지민 씨, 자, 여 일곱. 죄송한데 V 아닌가요? 일 명입니다. 네? <laughs> 와입니다. 뭐. 자, 그럼 다 같이 들어서 사진 한번 찍어요. 네. 하나, 둘, 셋. 아. 다음에는 어떤 활동을 해보게 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ではまた次のコーナーでお会いしましょうバイバイ